저는 알약 먹을 때 물 먼저 안 넣어요 저는 알약 먼저 넣고 물 마십니다 뭔가 물, 마, 물 먼저 넣고 약을 먹으면은 뭔 공기도 같이 삼켜야 되니까 뭔가 진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나니 알약가 저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약을 무조건 물이랑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음료랑 약이랑 되게 뭐 부딪혀가지고 뭐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 데 몸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살짝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거 같고 어떻게 아이스티 이런 거 있다 하면은 네이버에 아이스티랑 약같이 먹으면까지 쳐요 무조건 면으로 끝나야 돼 약이랑 커피랑 먹으면 약이랑 음료랑 같이 먹으면 <laughs> 무조건 면까지 쳐야 돼 <laughs> 맞아 장염 걸렸을 때 치킨 먹으면 장염 걸렸을 때 만치면은 여러 가지가 알아서 다 나와 진짜 <laughs>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진짜 나원 이런 게 아니었어